치즈소떡 아 치즈소떡 시켰어 아이템을 획득했네 지우 <laughs> 영아 어, 맛있어? 응 진짜 맛있어 무슨 맛이야? 엄마 이거 실주랑 오 저기 뭐야 나 꿀, 맛이야? 오 저거 지효 저 분수 봐 너무 시원하겠다 저 앞에 가면 그지? <laughs> 아유 귀여워 자, 지우. 또 해봐 시작 야, <laughs> 네. 네, 이거. はい。